봄은 우리의 끝의 시작 우리 우리 사이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바래져가는 날 향한 너의 눈빛 여전히 난 그 속에 있어 속에 있어 돌아갈 수 없는 기억 넘어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이 끝이 아니길